it too fast. 있을까 Fly to you 사랑일까 날 눌러 쏘아지는 alarm 꽂혀버린 641 보다 커진 heart yeah, 어떻게 잠깐만 You you tap tap on my message cherry cherry top cherry cherry top cherry cherry top cherry cherry top